김준영 바보 이러시는게요 누구야? 음... 왜였어요? 네 왜였어요? MMI다 <laughs> 메모 좀 한대 어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어. 메모했습니다 어. 네다 메모했습니다 어, 어, 여기도 있어요 형 여기도 있어 어, 예. 어, 다 메모했습니다 네. 이용수 멍충이? Nope. 이용수 바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할 거니까요 바보라 그탈 수 없어요 한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자요? 아닙니다 <laughs> 따로따로 자는데 지금은 <laughs> 절대 안 자죠 한 명이 그냥 땅바닥에서 자야지 그렇게 된다면 땅바닥에 자는데 어? 아니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라니 오케이? 땅바닥에 누가 누울 거예요 그러면? 네,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니까 음.